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 클래식이란 맥놈 아몬드란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은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. Wow. Thank you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이 잘 먹었습니다 아 맥놈이랑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비교하면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 더 달아요 엄청 맛있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